선이 입었을 때옷 뭐 사이즈가 이 정도 크거든요 크잖아요 소매 기장도 길고 어깨도 크고 에리까지 좀 수정을 해서 에리를 차이나식으로 3분의 1 정도 잘라내가지고 뒤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폭이 좀 큽니다 이렇게 옷이 역시 큽니다 옛날 거한 20년 된 옷이라는데요 이쪽에 이인치 저쪽에 1인치 5cm 전체적으로 상으로 뭐 해주지 그럼 뭐 진동을 약간 올려줄 겁니다 집에 너무 많이 내려 민크초고 많이 내려온 편은 아닌데 조금만 올려주고 어깨는 크고요 이걸 하려면은 섬에도 떼내야 되잖아요 핀이 찔렸나 안 찔렸나 보면 이걸 물어하고 뜯어내야 되니까요섬회장은 그 이렇게 쟀을 때섬회장은 23이 나와야 되는데 더어났습니다23 떼, 떼도 되겠죠 어차피 카운트를 떼어내야 되니까요 한 3인치 정도 쳐내는 야거요 그럼 이놈이 딱 들어간 거지 같아 여기서 표시를 해놨죠 상동 표시 4인치 정도 되고 이거는 1인치 정도 되고 이거는 3인치 정도 됩니다 딱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 되는데. 머릿속에 외우기가 뭐, 뭐 적어놓으면 돼요 쭉 꽂아져 있죠 이렇게 선생님 옷을 입었을 때 제가 이렇게 눌러놓은 겁니다 일단 기장은 안 줄여도 일단은 뜯어야 되겠죠 절개를 해야만 이걸 뜯어내야만 손해하고 작업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티아라벨을 떼어내겠습니다 다시 붙여줘야 되니까요 봤을 때 내려보면은 앞쪽으로 돌아가는 쪽이 어느 쪽이 많은가 내려보면 좀 중앙이 흐립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잘라내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 뒤로 이쪽으로 그러면은 여기는 1인치니까 뒤에가 너무 많잖아요 이쪽으로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는 1인치 잘라내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만나겠죠 이거 많이 하는 거요 2인치 잘라내기 2인치고 여기서 한 3인치 정도 그냥 이 선으로 그어야 되겠다 절개 하면 되겠죠 이제 소면 올라갈 때는 여기서 조금 좀 올려줘야 되니까 1인치만 올려서 진동을 많이 올릴 필요 없을것같아요 진동을 잡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빨리 잡았을 때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것을 대단을 해보고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소매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절개하면 되겠죠 어깨를 어차피 맞춰서 또 재단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건 어차피 날래가는 거거든요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쭉 잘라도 됩니다 한번 쭉 밀어보겠습니다 반대로 밀어볼까요? 돼지 잡을 때좀 헤어이 잡아줘야 돼. 양쪽 균형을 똑같이 맞춰서 그래야 밀림 카메라가 잘 비치기 위해서 반대로 있는 거고 여기서는 그대로 나가면 됐어 충격이 좋다는 것이 나니다 하고 뭐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change. 여기까지 여기를 맞췄잖아요 이렇게 맞추면 여기 시점을 맞춰서 하면 결국적으로 뒤로, 뒤로 넘어가잖아요 팔만 빼고 솔직만 해주면 그쪽까지 박았는지 한번 빗질하고 털 떼내고 빗질하고 하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길잖아요. 불편한데 뭐 어쩔 수 없으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몇 인치 나가죠? 8인치 나가죠? 8인치 정도 괜찮습니다. 정도는 돼야 되겠지 어차피 그리면 잘라져 나갈 테니까요 그 여기는 시접 줘서 시접 포함해서 6인치니까 시접 포함해서 6인치 반을 주겠습니다 소에도 가격대게 밑단도 저가 넘겨 놀아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일게되도 좋고 때리싱에서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향을 같은데 마네킹 한번 해보고 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게 아주 정상입니다 안 달리면 돼. 나중에 소질만 하면 깨끗해지고. 시접을 정확하게 박아줘야 이런 경향이 나오거든요. 시접을 정확하게.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와이어가 들어있어요. 이렇게 자유자재로 플레닝 가능합니다. 폼주 어깨 주 아픔 좀 주고